오물다 상어 야, 어? 소리 나니까 어? <laughs> 뽀뽀한 거야? 야 잇몸으로 깨물어 이제 어? 오 신기하네 아! 들었어 바이바이